계신가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드, 드, 들어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유스 유스 파이어. 잠시만, 저는 너무 낮아. 높이세요. 네, 조심히 참세요. 인사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유스 유스 파이어. 인사도 드렸겠다. 너무 네. <laughs>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 11 DJ 이쁘디 강아디 나 고원인디 나 올리비아 혜인디 우리는 와와와인디입니다. 저 방금 숨무스 <laughs>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 얼굴 빨개졌어. 아 오늘 이제 달의 주파수는요. 네. 희진, 현진, 비비 언니 그리고 오드아이 서클에 이어서 저희 YY 바이와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빛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달의 주파수 콘텐츠로 이제 돌아왔거든요. 네. 네. 아. 저희가 음악 방송을 이제 얼마 전에 마무리를 했죠. 네. 그리고 되게 못본 시간들이 조금 꽤 있었는데 우리 오빛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금 떡밥이 밀려서 숨을 못 쉰대요. <gasps> 그래요? 네. 정말? 네. 정말? 거짓말? 아, 거짓말. 새로운 오빛가 <laughs> 어, 고원이 오늘 너무 예쁘다. 감사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역시 안 보이. 역시 가려야 예쁘죠. <laughs> 보이면 안 돼. 어, 이... 배어님께서 시골 내려왔어요. 아. 오, 시골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또 막 시골이라 꽃도 예쁘게 폈을 것 같아요. 와봐와 어. 일탈설 빨리 풀어주세요라는데 이거 이따가 나중에 네. 수업파리 네. 하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에어프라이어에 3분 돌린 그 어? 야구 과자와 함께 듣는 어? 중이래요. <gasps> 진짜? 진짜? 3분 아니야? 그러면 180초 아니에요? 180초, 180도에 3분. 아, 근데 1 8 0도도 183분 아, 니에요 맞다, 맞다. 어, 그러네? 그것도 3분이에요. 그러네, 60초. 아, 맞네! 아, 죄송해요. 다들 아, 똑똑하시네. 아, 180도다. 맞다. 아, 180도. 아, 180도 3분. 아, 안 음. 먹은 지오래됐서 어, 다이어트 드레스 해가지고. 코드 알려주세요. 오늘 드레스 코드 일단 핫하게 입었어. <laughs> 이거 아 이건 목을 음. <laughs> 오늘 올리비아 해는 이제 민소매 네. 크롭탑에 거의 안 입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핫팩스에 <laughs> 핫팬츠에 머리는 깔끔하게 올렸고 수경을 쓰고 있어요. 저 눈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게 쫙 우리 고원이는 또 스무 살이잖아요. 스무 살, 아, 스물한 살인가? 네, 아, 스물한 스물 살인 만큼 화끈한 비키니를 입고 거기 시스루 비니 약간 시스루 <laughs> 비니요? 비닐 비닐 아, 비닐 비닐. 워피스. 네. 네. 네. 우리 이구 언니는 이제 네. 어, 아침에 아침에 스키를 타고 가가지고 아, <laughs> 따뜻하게 스키복을 네. 입고 있고요. 네. 오뎅 오뎅도 들고 있어요. 손이. <laughs> 손이는 <laughs> 제가 주는 섹시 잠옷 입고. 어? 섹시 슬립. 오늘 연습 그걸로 입고 하려고. 아, 어떡해. 네, 준비했어요. 어. 조심해야 어, 돼요. 패션 화끈하네. 하수영 비닐 바지 입었다는데 저요? 진다 아래. 어떤 분이 30분에 학원 가는데 음. 나가기 귀찮으면 어떡해요라고 진솔 언니 사랑해 님이 음. 학원 가는데 귀찮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원 가는데 귀찮으면 안, 안, 가면 되죠. 뭐 응. 네. 조금 쉬는 것도. 어떻게 가? 언니들 달고나 커피 만들어 봤어요? 라고. 그게 뭐죠? 달고나 어. 커피가 요즘 이제 핫한 커피예요. 이야. 되게 여러 번 저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커피인데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희라면 안 했겠죠 당연히 네. 그 귀찮으니까요. 움 귀찮은데 네. 원래,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 안에서라도 막 이제 뭘 네. 하는데 진짜 원래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래 뭐 시도조차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늘 있는 대로 정해진 있어요. 답이에요 여러분. 음. 오늘의 TMI 알려주세요. TMI 되게 많은데 우리 TMI? 진짜 오늘 오늘 저 오늘? 함께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오늘 한 명당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로켓으로 받은 쑥썰기라고 있어요. 아 백설기는 이제 유명한데 쑥으로 맞아. 만든 쑥썰기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서 먹고 이제 입이 텁텁해서 밥한 발을 먹었어요. 아, 어, 어 진짜 한 그러고 이제 출근했어요. 아. 밥한 발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밥한발 맛있어요. 음. 밥한바 비비빅 약간. 어, 난 좋아. 아이스크림 어. 고인물. 어. 어. 나도 싸먹고 월드컵. 맛있어. 극혐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아, 옆에 두 아, 니 저는 아이스크림을 <laughs> 그렇게 싸. 나는 좋긴 한데. 밥한바 인정이라고 여소의 달인님이. 또 음. TMI. 음. 저는 저도 떡을 먹었어요. 저도 떡을 먹었어요. 뭐야? 여기서 안 먹은 사람? 나. 대박. 어, 대박. 해주는 요즘 저는 열다, 네. 열다. 열다. 열다. 진짜. 열심히. 응. 음. 그 다이어트, 다이어트, 너무 하면 안 돼. 면역력 떨어져. 맞아. 아, 저는 응. 풀어달라는 TMI 하나가 있어서 응. 한 번만 얘기할게요. 네, 한 번만 얘기해요. <laughs> 아, 어제 복면가을 응. 같이 아, 다 같이 그쵸. 모니터링을 해줬는데 네. 이제 그거는 희진이가 추천해준 곡이었어요. 음. 서로 도움을 줘서 저는 약간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멤버들이랑 어제 거실에서 다 같이 본방사수 를 했는데 음. 혜주가 음. 음. 게임을 하루 종일 하다가 음. 갑자기 헤드셋을 벗어던지고 노래를 아, 해준 거예요. 와, 어, 감동이다. 아이 뭐야! 아 잘했네 이러다가 다시 게임을 하고 중요 순간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게임을 너 어제 하루 종일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감동이었어요 멤버들한테 타이밍에 죽어서 언니 네. 걸볼 수 있었어요 음,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죠? 안 봤죠 어. 와야 어, 어제 잘했어요 어제 저도 봤거든요 진짜 맞아요. 그 추천곡을 물어보더라고요 음. 굉장히 음. 팬분들이 그래서 누가 어, 왜 이 곡을 했지 했는데 음. 그것은 희진이가 추천해준 곡입니다 음. 음, 훈훈하네. 서로. 그리고 어제 그거 보고 이제 예전에 에이. 네. 추가 아육대에서 받은 맛있는 고기를 고기? 다 같이 아, 구워 맞아, 먹었어. 맞아 요 드디어 먹었죠. 맛있었어요. 몇 개월 만에. <laughs> 근데 한우는 이제 냉동실에 두고 음. 6개월 그 안에 음, 맞아, 먹으면 된다고 맞아. 추 어머님께서 맞아.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맞아요. 맛있었습니다. 네. 어제 고원이 아니었으면 저는 못 봤어요 복면가 까먹고. 아유 제가 열심히 불렀죠 맞아. 음. 언니가 나오니까 근데 음. 언니가 뒤늦게 나오지 아 뭐야 시작했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30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는 팀폰으로 본방사수 했어요 감사 결길 자 다음 다음 TMI 뭐 하나 더 얘기해요 고원이 1위 저요? 응 1위요? 응. 아 맞아요 저희 1위 했잖아요 오빛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빛 덕분에 저희가 영원, 아니, 영원 잃어버리시고 DMI 얘기한다면서 아니, 너무 감사해요 하자마자 신고하시겠습니까?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 저희가 진짜 그날 너무 혼이 빠지도록 눈물을 흘려가지고 음, 근데 1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또 해주의 2주년이래요 아, 맞아! 요 했었어요. 저. 2주년인데요. 네. 2주년인 소감이 어때요? 어때요? 그냥 어 그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구나. 왜냐면 벌써 4월이잖아요. 지금 음. 2020년이. 맞아. 근데 언니들도 더 오래됐잖아요. 저보다. 그냥 이제 세월이 가는 게 느껴지네요, 여러분. 헐떨떨. 와 음. 추 그 3라운드 곡도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3라운드, 3라운드 곡이요? 네. 그것은 이제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버터플라이였었는데 음. 아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한 소절만 할수 있는 예, 저희만 들었었어요 네. 그때. 아 그래요? 음, 음 짧게 였죠 아. 짧. Butterfly, butterfly. 맞출래 네 와. 짧게 네. 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길게 해주세요 <laughs> 전 다음에 감사합니다 줄 알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뻔했다고 봄소년님. 올리비아 혜님 <laughs> 감사합니다 아저 모를 줄 알았는데 아시더라고요 음. 다 옆에서 어제 그래서 멤버들이 뭐야 딱 봐도 추한이잖아 라고 구원이가 근데 사실 네. 가면을 벗기 전부터 그냥 아유 저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김지원인데 가면을 안 쓰고 나왔잖아요 네, 가면이라는 네? 게 있는지 네. 몰랐어요 가면을 그냥 얼굴을 본 떠서 아. 만들었는데 <laughs> 아니 똑같 어, 본드는 거 봤는데 뭐? 진짜? 아 진짜? 네 그거 언니 얼굴 모양 맞춰가지고 네, 언니 그 팩처럼 그 석고팩 해가지고 맞아. 언니 네. 본떴잖아 그 아, 맞아. 요에 3D 구형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 <laughs> 진심으로. 아 다음에는 아 이거 좀아티 안 나게 나중에 멤버들은 절대 모르게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 아 근데 티가 안 날 수가 없어 너는. 아, 어려 우리는 다 알겠던데. 어 이거 나도 신고하시겠습니까가 떴네. <laughs> 그러면은 네. 이렇게 조금 저희가 네. 구구절절 근황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네. 이제 네. 네. 아. BGM이 원에입니다 여러분 네. 나는 너의 모든 모습이 이유 없이 좋아 그런 너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어 이런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할게 이달의 소녀가 멤버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이달의 너를 칭찬해 이달의 너를 칭찬해 코너란요. 코너란요? 네. 코너는요?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일일 DJ를 맡은 짝꿍 멤버의 이번 달 칭찬하고 싶었던 일 또는 자랑하고 싶은 에피소드를 오비스에게 알려주고 칭찬하는 코너예요. 오. 짝꿍 DJ 멤버들의 칭찬할 점 세 가지를 자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오. 음. 원래 나 고원인디랑 나 올리비아 해인디는 원래 했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좀 먼저 해보는 거 어때요? 그래요. 아니 네. 그래요. 아니, 먼저 이게, 해봅시다. 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서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섞어서 좀 우리끼리 서로 아 섞어서 하자고 아. 음, 좋은 것 같아. 잠깐 여기 근데 은별님이 과, 과연 와우바는 칭찬이 될까 <laughs> 조롱이 될 것 같은데. 아, 우리 칭찬 얼마 아, 많이 칭찬 많이 해서 저희는 어제도 칭찬하고 네. 오늘도 칭찬하고 맨날 칭찬하지. 저희가 제일 여리고 눈물 많고 눈물 많고 <laughs> 제일 진심되고 네. 매일 모이면 진짜 서로를 안아주고 네? 네? 네. 아, 네. 근데 전이 코너를 저희 이후로 또 누가 한 줄 알았는데 아, 무도안 했나요? 아무도 안 했대요. 그래서 어. 저희 이후로 그냥 망해서 없으셨구나 싶었죠. 아. 음. 어. 하지만 또 오늘 부활시키면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해서 먼저 할 사람 정합시다. 아, 좋아요. 안내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고아. 고아. 저는 그러면은 네. 이브 언니 오! 대박 기대된다 적어야지 어, 이브 언니가 되게 자주 해주는 행동인데 네. 제가 이제 또 붓기에 가득 네. 차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붓기 팸이 있죠 네 붓기 팸이 있는데 네. 그래서 언니도 그 고통을 엄청나게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이고 아파 이러면서 언니가 항상 <laughs> 이렇게 쪼들겨 준답니다 네. 칭찬해요 오. 아, 아 칭, 찬을 때려줘서 고맙다. 네, 언니의 안마. 음. 음. 생각보다 진짜 칭찬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야. 그렇죠. 다음 어. <laughs> 세 가지, 세 가지. 아, 다음 세 가지 남았어. 저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아, 세 가지. 다음 차례에 올게요. 그래? 어, 그러면 이제 나는 올리비아 <laughs> 해를 할 건데 네. 나도 솔직히 세 가지인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도 아직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음, 일단 먼저 음. 넘길게요. 와 이게 저는 어려운 코너인 것 같아가지고 화끈하게 어. 세, 세 가지를 한 번에 그냥 해버릴게요 네. 아 저는 어제 저랑 이분이가 새벽 늦게까지 드라마를 보는데 네. 어제 갑자기 뭐 닌텐도 칩에 꽂혀가지고 그걸 찾겠다고 아. 몇 시간 동안 이제 칩을 찾다 부스럭부스럭거리면서 이제 <laughs> 이번이랑 제가 이제 닌텐도 칩 소리를 찾는 소리를 보는 건지 헷갈릴 죄송합니다. 정도로 아니 그 괜찮아요 근데 오늘 라디오 시작 전까지 칩 실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런 끈기와 그런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어, 짜증난다 이 말이죠. 아, 아니 아니 그런 끄기에 아, 네, 칭찬 네.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올해 처음으로 저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와 <laughs> 일어나고 보니까 고은이가 소파에 먼저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청소를 이제 약간 미룰 것 같은데 고은이가 남김없이 항상 음. 깔끔해서 멤버들의 평이 좋다는 칭찬입니다. 오, 음, 감사합니다. 평 기준은 뭔가요? 어 비비 언니 아한명 바로 의견 대비하 그러면 인정 인정 객관적 마지막 고은이는 항상 마음으로 사람을 챙겨준다. 잘 나누고 그걸 티내려고 하진 않지만 티가 나서 귀엽고 고마워요. 그리고 아. 마음이 아려서 다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해주고 눈물을 잘 흘려요. 댓글 읽는 거예요? <laughs>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laughs> 댓글 읽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그 선을 항상 아주 아주 잘 지키는 아가예요. <laughs> 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9천인데? 감동적인데. 근데 뭐라 아무것도 못 알았어. 아가예요밖에 못 들었어. <laughs> 그냥 아가예요. 이 친구는 아가가 아니에요. 생겼지만 22살 성인이랍니다. 21살이라고요. 아, 21살이에요? 22살이 <laughs> 저거든요. 그래요. 20살이 저거든요. <laughs>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감사해요. 올리비아 해 하세요. 저는 추원님 오늘 칭찬할 거는 뭐? 네. 어 있어?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생각하면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야 일로 없지? 일단 일단은 어 오늘 4시에 일어난 거 너무 칭찬해요. <laughs> 왜냐면 그 전에 일어나면 맨날 우리가 깨잖아. 근데 아, 맞아요. 조용했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아. 누가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처음 봤는데 너 밥 먹었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 4시에 음. 저는 이미 배고파서 11시에 밥을 먹었거든요. 음. 어. 칭찬해 드릴게요. 감사해요. 늦게 일어난 거. 음. 그리고 하나는 기분 좋네. 어 저한테 오늘 자기 시리얼을 먹으라고 음. 주는 거예요. 열어둔 거. 음. 근데 우유도 없고 그 찬장에 그거 한 2, 3월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야 뭐래 아니야. 우유도 안 먹으면서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 야뭔 소리야. 그래놓고 내 컵누들을 먹었어요. 나나또 하나 이런 컵누 샌드들 먹고 아니야 진솔 언니가 얼마 전에 시리얼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 멤버들이 시리얼을 먹나 해서 그럼 나 시리얼 있는데 시리얼 드세요 했데그 유통기한 2022년까지거든 와 음. 드세요 먹게 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원래 시리얼 우유 없이 먹어 말고는 좀 생각해볼게 야 일로 와 몰아서 안하잖너 생각할 거 내가 못할게 음. 아니 너 해, 너부터 해야지 아 그러면은 응. 어이번 하나도 안어 이번 언니는 응. <laughs> 불안한 음, 눈. 이분이는 눈이 두 개. 아 어제 <laughs> 오빠 이렇게까지 없다. 아니 어제 제가 음료수를 샀는데. 아 음. 맞아. 그 캔이 굉장히 무거웠지만 여덟 캔을 혼자서. 나 어. 같이 들었다. 어, 근데 그래? 이모 언니가 같이 사줬어. 그걸. 오. 그런 멋진 모습. 맞아. 음. 동생들에게 다 어, 베풀었어. 그리 웃을 때만 멋있다. 진짜. 그럴 때만 <laughs> 옵니다 보자 보자 하니까. 그리고. 아. 그리고 응. 그리고 아 저에게 별명을 만들었 아니 별명보다 직업을 아, 만들어줬어요. 아 맞아 직업을 투잡 뛰게 해줬죠. 네 제가. 투잡을 뛰게 해줬는데 그것은 바로 TV 드라이버. 응? 발음 발음 제대로 해주세요. TV 드라이버잖아요. <laughs> 멋진데요. 제가 항상 TV를 보니까 이제 이 언니가 저에게 직업을 선사해줬어요. 네, TV를 이제 헐. 어. 저도 보고 싶어서 앉는데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리모컨을 쥐고 안 놓거든요. 어. 그리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몇 시간이고 틀어줘요. 그래서 맞아. 내가 그냥 약간 비꼬듯이 야너 TV 드라이버 같아. 나는 아 비꼬는 어, 거였어요. 네. 어, 믿고 탑승한다. 믿고 탑승한다. 음. 그렇게 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걸 많이 틀어줘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직업을 만들어줬고 이제 제가 칭찬할게요 해주. 우리 올리비아 해는 일단 어, 굉장히 티키타카가 잘 돼요. 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던져도 어. 그걸 또 받아내서 신기해. 저한테 다시 던져주는.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사회생활이죠. 네. 언니 네. 장사니까 선배잖아요? 어떻게 그치? 선배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줄 수 있나요? 나는 사회생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아, 그점 노력하는 모습 너무 고맙고 예. 또두 번째는 어, 제가 조금 우울하거나 그럴 때 음. 아주 귀엽게 음. 침대 위에 쪽지를 적어주고 간다는 아, 옛날 얘기잖아 왜 아니 없으니까 옛날 얘기잖아 옛날 얘기인데 1년 전이야 갖고 와야지 아픔이. 야 맞아 옛날 거라서. 그 이거 말고 또 뭐 있을까? 아 음. 제가 이제 놀라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하는데 얘가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조금 음. 어. 지쳐 있거나 할 때 되게 놀래켜요. 어? 어 싫은 거 아닌데? <laughs> 아니 근데 싫긴 한데 이제 그걸 인해서 제가 예를 들어 와가지고 갑자기 이러면서 갑자기 <laughs> 제 몸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깜짝 놀라서 아이러는데또 그걸로 인해서 제가 텐션이 올라가죠. 아. 그래서 고맙고 아.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진짜 칭찬인데 제가 솔직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네. 그냥 항상 애들 얘기 막 들어주려고 하고 음. 뭐, 뭔가 음. 막 리더로서 뭔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막. 음. 막 하려고 뭐라 해야 될까요? 보여지게 안 네. 한단 말이죠. 그냥 뒤에서 애들 너 해, 너 해 이렇게 하고 좀 만들어 상황을 만들어가는 편인데 이제 올리비아 해가 그거를 알아봐주고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되게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음. 언니가 되게 뭐 리더로서 저한테 잘 해주고 있다 해가지고 이 말을 듣고 저는 되게 눈물이 났어요. 눈물 안 <laughs> 났잖아. 났어. 났어. 났어. 그래가지고 과정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고마웠죠. 그래서 이렇게 칭찬 타임 끝. 오. 어. 칭찬해. 어렵다. 진짜. 진짜. 아. 이런 코너 진짜 힘들다. 그럼 어, 약간 쉬운 오비 칭찬. 아 그래? 오비 칭찬? 오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칭찬의 코너로 전하는 시간인데요. 네. 어, 오빛분들한테 칭찬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봅시다 한번. 우리 강아지. 아 우리 그럼 끊기 끊길 때까지 그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 음 하나 하고. 응. 저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빛은 다 예뻐. 아, 아 대박. 마음도 예쁘고 음, 다 음, 예뻐 운동도 음. 예뻐 그리고 우리 오빗은 음, 목소리가 커 오. 오. 아니 오빗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돼 음. 음. 그리고 우리 오빗은 항상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만큼 표현해줘서 오. 고마워 음. 오빗은 밥을 아주 잘 먹어 맞아 <laughs> 오빗은 <laughs> 야. 날 차례 오빗은 정말 맛있게 잘 먹어서 보기 좋은데 <laughs> 맨날 나보고 배부르다고 투정 부려. 하지만 또 주면 또 맛있게 잘 먹을 거면서. 그치? 우리 맨날 우린 챙겨주고 싶어서 주는데. 응. 그 오빗은 되게 웃기는 오빗들이 참 많어. 음. 그리고 오빗은 우리가 우리를 <laughs> 조롱하는 것처럼 우리 잘해. 우리를 잘한다고? 조롱을 잘 죄송합니다. 미치. 진짜 우리는 잘하는 잘한다고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아니 뭔가 어. 아, 우리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어. 약간 그 아니에요. 유머러스하다. 네, 유머러스한 게 너무 웃겨요. 어. 가끔 보면. 이러니까 조롱하지래. 아, 다 너희한테 배운 거야. 우리도 반모야? 라고. 그리고 아. 응. 음, 오빛은 네. 내 별명을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 맞아 맞아 아, 그런 건데 맞아. 맞아. 그리고 오빛은 내가 분명 된소리 싫다 그랬는데 맞아. 아. 내 앞에서 된소리만 써. 아, <laughs> 그리고 오빛은 우리 이상한 사진 보고도 다 그냥 예쁘다 그래. 맞아. 그리고 오빛은 3, 2, 신기 아니거든. 얘다 똑같은 거잖아 지금 다. 아니야. 아니야. 다 달라. 어. 지금 다 똑같은 거잖아. 파고들면 나 다르지. 난 이렇게 365가지 적어왔어. 와 진짜 머리 아프지만 추의 탈락으로 이 코너는 끝을 아,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아, 아, 그러면 아니야 아. 여기 지금 오비식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는 느낌이다라고 <laughs> 지금 뜻도 아유. 없이 편집자 봉실님 뜻도 없이 지우야 섭섭 할미 울고 있어 어. 할미 안돼 울면 안돼요 할미 아우 수영 혼자 디스했음 이러 저가요? <laughs> 네. 어. 아니야 아니야 키모고사님 아유 다들 실망이 많네요. 아, 시원이가 진짜. 탈락해가지고 아니야.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이 아쉬움을 가지고 다음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요. 네. 새로워진 다시 하겠습니다 <laughs> 갑자이야 BGM이 BGM이 안 나와. 자기 마음대로 다시 하면 돼. 아니 이거랑 맞냐고 지금. 새로워진 시간과 공간 사이를 넘어 뭐야? 조금씩 가까워진 우리들 Let me fly to the moon 모든 것이 두근두근 했던 그 시간을 추억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우리들의 라 데뷔 달의 소녀 YY 바이와이 멤버들이 하나가 되어가던 과정들과 그때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코너 랑데뷰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닛 준비 과정도 되게 에피소드가 많고 그쵸. 또 네. 데뷔도 네. 되게 저희는 좀 음. 방식이 특이하다 보니까 네, 그때 그쵸.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거를 네. 들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배님 순부터 이게 이제 이제 들어온 <laughs> 뒤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서 네. 이제 또 느끼는 또 감정과 또 음. 이런 유닛이 결성될지 몰랐잖아요. 네. 네.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어 어떻게 음. 음. 이달의 소녀 이 팀의 음. 오디션을 보게 됐는지. 어.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어, 서울에서 이제 연습을 혼자 하다가 오디션 보는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네, 요즘에는 네,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오디션을 많이 볼 수 있다 맞아요. 해가지고 학원을 한번 갔는데 그때 이제 폴라리스 오디션이 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디션 안 봐야지 이러고 보컬룸에 있었는데 저희 친언니가 네. 와가지고 젤리를 이렇게 주면서 야나 음. 오늘 너 될 것 같아 한번 어. 봐봐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아나 피곤하다고 나 아니 나 오늘 그냥 레슨 없어서 집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찡찡대는 언니가 야 진짜 이거 먹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이래가지고 알겠어 이러고 이제 오디션을 봤죠 네. 그러고 한 한 달이 지났어요 네.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그때 이제 연기 수업을 이제 하고 집 가려고 밤 11시쯤에 이제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담당 보컬쌤이 저를 딱 잡더니 음. 어, 너, 내, 너 내일 이제 블록베리 음. 음 이사님이 네. 한번 보자고 하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블록베리 여성 본 적이 없는데요? 이랬는데 너 그때 폴라리스 오디션 봤었지? 그때 그거를 한번 더 보려고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고 음. 보니까 탈락을 했었대요. 음. 근데 그거를 이제 A&R n 팀에서 돌려보시다가 다시 이제 음. 네.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급작스럽게 갔죠. 음. 그래가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막 그런 썰 같은 거 있잖아요. 음. 춤뭐못 추네 뭐 이러다가 막막 네. 프리댄스 하고 이래가지고 붙어가지고 이제 바로 데뷔 데뷔를 준비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연습생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게 없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야식으로 막옆 기 떡볶이를 먹고 이랬는데 다음날 네. 가니까 갑자기 웨딩드레스를 어. 입고 <laughs> 부은 상태에서 자켓을 찍겠다고 <laughs> 막 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뭐지?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음. 어, 뭔가 되게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어?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데뷔할 수 있다고?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네. 말도 안 네. 되는 그룹이죠 사실 네, 의문이 되게 많았고 유일무구한 팀입니다 저희 맞아요 그리고 막 그 저가 딱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네는 오드아이 서클보다 더 센 완전 걸크러쉬한 음. 유닛을 만들 거야. 정말 센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봐라고 저한테 예. 조언을 해주셨죠. 어, 역시 네. 거짓말을 잘 근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laughs> 이렇게 돼버렸어. 춤은요? 아, 저도 저도 저는 이제 DM으로 연락을 받아가지고 네. 어, 오, 인별사. 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아. 블록베리라고는 몰랐었고 음, 이제 음. 폴라리스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아 거기 정은이 있는 데냐 이래서 근데 이제 정은이랑 같이 데뷔를 하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뭐 갑자기 프로필 사진을 음. 음. 오디션을 보고 나서 뭐야 너 노래 못하네 이렇게 돼가지고 떨려서 이제 그 유명한 썰 하니까 어. 어. 아니요 저 노래 갑자기 이제 딱 오기가 생겨서 음. 갑자기 음. 아니요 저 노래 잘해요 이렇게 딱 뱉어버린 다음에 음. 뭐 다음에 뭐 프로필 사진을 찍을 거야 해서 불려갔는데 뭐 언니처럼 뭐 갑자기 응. 원피스를 입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데뷔 하게 된 것 같아요. 응. 리 동절 음, 그렇게 했던 것 같, 같아요. 응. 네. 음. 나도 추도 되게 응. 네. 진짜 갑작스럽게 맞아. 오? 어? 오? 이렇게 하면서 해도 맞아요. 저는... 어느 순간 트리 앞에서 둘이 <laughs> 어, 손잡고 어, 사진 찍고 <laughs> 그치? 진짜 집에서 갑자기 소고 입고 먹다가 갑자기 갑자기 와 이래가지고 맞아. 네? 지금요? 좀 머리도 안 감았는데 이러는데 진짜 신기했어. 어, 네. 갑자기 이제 오디션 보게 되고 응. 이렇게 저는 이제 응. 막 연말 연초 되면 괜히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 그냥 막 뭐, 뭐라도 그냥 해보자 이러면서 응. 학원을 다니면서 오디션을 보다가 그냥 뭐 이렇게 보다 됐어요. 응. 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네. 다음날 어 내일 그냥 뭐 테스트 촬영 같은 게 있다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제 언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네, 저 때는 이제 저는 연습생으로 들어왔는데 언니들이 뭐 있으니까 너무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 흑발일 때 시절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막, 막 백조 같이 막 흑화한 백조 그 음. 흑조 음. 맞아, 맞아.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찍었는데 저는 그게 그냥 테스트 촬영이라 해서 그렇게 큰 부담도 안 가지고 이랬거든요. 응. 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켓 사진에 이렇게 같이 <laughs> 나와 있고 제 티저로 갑자기 나가 있고 그래서 너가 멤버야 그래서 오 음, 그렇군요. 어? 자기도 모르게 데뷔하는 게 맞아. <laughs> 약간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어 너가 멤버가 됐어 그래서 어머 이러고 응. 음.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막 같이 오 축하해 이러고 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진짜. 맞아. 그때는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었었잖아요. 이제 아 맞아. 아, 연습생 친구 연습생 몇명 어, 서 우리는 서로 누가 될지 몰랐으니까 음, 맞아. 되게 놀랐었던 거다. 네. 아 얘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음. 생각 원래 저도 안될 줄 알 아니 나는 아. 나는 나때 <laughs>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이제 나랑 사진 찍었을 때 그 친구가 되게 마르고 키도 크고 이쁘고 이랬으니까 맞아요. 아 나는 그냥 진짜 아니, 그냥 테스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음. 갔었고 저도 원래 제가 안 될 뻔했었대요. 그래서 다른 애가 있었는데 음. 그냥 제가 운 좋게 더 마음에 에이, 드셨나 봐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그래서 해주는요? 저는 원래 2017년 10월쯤에 저도 폴라리스 오디션을 봤었는데 음, 음. 그날따라 오디션 보기 되게 싫더라고요. 음. 야 그렇지 않냐? 예, 네, 아니 그 진짜 그래서 진짜 신기해 그게. 원래 이제 춤도 춰야 되니까 음. 보통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바지 음. 바지 입고 왜 춤춰야 되니까. 근데 그날따라 음. 오디션 보기 싫어서 그냥 맞아, 맞아. 대충 후드 집업에 교복 입고 음. 춤도 안 추고 노래만 불렀어요. 음. 음. 근데 이제 그러고 2차 붙었다 해서 2차 보러 갔는데 그때는 떨어졌었거든요. 음. 근데 또 한 2월쯤에 연락이 다시 와가지고 그때 한번 보자 해서 그때 붙고 데뷔하고 자켓 뭐 처음에 테스트 프로필 무태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멤버들 와 아, 그때 진짜 끔찍했는데 제가 <laughs> 진짜 쌩얼로 문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음. 안에 있던 모든 한 30명 되는 사람이 저를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다 풀메모리. 음. 네, 진짜 그래서 어리둥절했었는데 언니들도 당황했었는지 되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맞아. 네. 근데 그땐 진짜 막 어 이번에 뭐 12번째 그냥 뭐 약간 테스트 하러 어, 오는 어. 애가 있다 이래가지고 음. 우리도 딱 놓았을 때 뭐야 쟤야 쟤야 막 이러면서 맞아 우리도 그냥 그 네. 상황이 그치? 그때 막 이사님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야 너 닮은 애로 뽑아왔어 어때? 야 가서 친해져봐 막 이랬어 그래서 언니 되게 싫어했대요 맞아요 <laughs> 제가 날 닮았다고? <laughs> 농담 그러고 이제 어, 와바는 바로 급하게 또 막 들어갔었죠. 그때. 아, 그랬던 음. 맞아. 원래 이름 저희 그냥 임시로 에덴, 아, 에덴, 맞아. 에덴, 에덴, 에덴. 그래서 딱히 에덴이었을 거야. 네, 그래서 신기하전 음. 진짜 에덴으로 뭐 되거나 뭐 이름 은 근데 딱히 상상한 건 없었어요. 뭔가 응, 음. 이름이 나도. 딱히 상상이 안 됐거든요. 응. 음. 제 이름부터 너무 충격이었어가지고. 맞아. 다들 놀랐었지. 응. 음. 베라에다가 숟가락 4개 꽂아놓고 갑자기 딱 기다렸는데 그 티저 사진 딱 떴는데 와이 와이 바이 와이 하자마자 아. 숟가락 다 갑자기 뭐야 숟가락 보 뭐 뭐 기도하다가 모델 같지 않냐? 네, 와이 와이 XY XY? 이래서 그 밑에 막 뭐 뉴스뉴스 바이오 이게 써있었나? 이게 뭐죠? 둘 중에 뭐가 이름이지? 아, 막 이랬었어. 뭐가, 이름일까요? 네. 그때가 저희 녹음을 이제 막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 너희 그룹 이름은 한 뭐한 뭐, 음, 여덟 글자 정도야. 음. 근데 뭐 이달의 소녀까지 합치면 뭐 되게 많겠지 근데 이래가지고 장난인 줄 네. 알았지. 네. 처음엔 다섯 글자가 있었어. 네 다섯. 그래서 음. 아 네다섯 어 적당하다 이랬는데 그게 그냥 영어로 네 개. 아 그러네 아, 영어로만. 음. 아 진짜 충격이 꽤나 컸어요. 왜냐면 저는 오드 아이서클도 되게 길고 그치.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음. 와이와이 바이와이 이와이 이거는 진짜 어, 충격적이었던 것 네. 같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인식에 그냥 딱 남겨야겠다 약간 이 생각이고 음, 네. 세계관을 탁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음. 그 이사님만 그렇게 부르시고 <laughs> 아무도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냥 <laughs> 제 이름도 그렇고 이사님은 되게 그래도 감사했던 게 항상 평가 때나 어떤 때 무조건 기시더라도 음. 이그 너네 와이와이 바이와이 한번 해봐 바이이렇게라고 뭐 하시는데 올리아 이제 너 한번 해봐 다른 분들은 그 뭐야 와봐 <laughs> 와봐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일로 와봐 와봐 <laughs> 이렇게 하셔서 그래도 저희의 이름은 좀 불렸었던 그리고 음방 때도 이제 어, 저희 무대 직전에 이제 MC 분들이 급하게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이어로 이제 아, 준비하면서 와봐 그 시작 포즈로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인이어로 와이와이 바이와이 YY 바이와이 누나 YY 바이와이 맞아? 맞지? <laughs> 맞지? 나 다시 해볼게. 연습을 막 하세요. 막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러면서. 틀리면 큰일 나면서 아 되게 어렵다. YY 바이와이 이렇게 한 10분을 하시다가 이제 딱 생각 들어가면 YY 어, YY 바이와이 이러면서 결국 틀리시더라고요. 다들 <laughs> 틀리시면 이제 끝나고도 이어지는 아 어, 어떻게 너무 어려워. 하지만 어, 저희는 다 이해해요. 맞아. 네. 어쩔 수 없어. 저희도 틀리거든요. 간장공장 이느낌 맞아요. YY 바이와이. 한 100년 뒤쯤에 그런 네. 공장장 거기에 와이와이 바이와이도 있을 거예요 아마 <laughs> 그 정도로 그 녹음할 때도 몇살 뭐 있을까요? 녹음? 녹음할 때 썰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일단 녹음? 일단 그 어떤 여기 수록되지는 않은 곡인데 아. 와이와이 바이와이 이제 후보 수록곡 하나를 녹음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하슬이가 되게 겁을 줬었어요 아. 맞다. 이 작곡가님은 너무 무서워서 맞다, 진짜 맞다. 막 나한테 막 엄청나게 뭐라 하셔서 내가 너무 가수가 하면 안 될까 이 생각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너네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가야 된다. 솔직히 음. 하고 가도 조금 혼날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 막 이런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가서 또 울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그때가 이제 저희 유닛 첫 녹음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 서 다들 더 긴장을 하고 음. 그 압박감이 정말 맞아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또 첫 타자로 항상 들어갔었어요 이브 첫 번째 멤버니까 너가 먼저 들어가 이러면서 맨날 들어갔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저는 안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막 울었었어요 <laughs> 근데 나중에 나와서 그 작곡가님이랑 얘기해보니까 너 잘하는데 왜 자꾸 우는 거야? 이러면서 너뭔 네. 음. 얘기를 듣고 왔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진짜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그거 맞아. 너무 겁먹지 마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 근데 진짜 언니가 안에서 겁먹고 떨고 있을 때 밖에서는 어얘 어, 어. 잘하는데 어이 부분 좋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리잖아 녹음하는 사람은 그냥 너무 무서웠어 혼자 언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화슬 얘기는 음. 안 듣고 가려고요 <laughs> 저희 생각 그래 저랑 고원 언니랑 네. 녹음 가기 전날에 네. 이제 언니들은 먼저 잔다고 이제 방에 들어가고 음. 고원 언니랑 저는 밖에서 마리오 <laughs> 카트 아, 아, 마리오 카트를 막 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언니들이 이제 그때 막 첫 녹음이었나 이래가지고 딱 저희 방에 들어오니까 얘들아 근데 내일 녹음인데 너네 앉아? 너네 내일 녹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맞아요. 또 언니들이랑 안 친하고 이럴 때니까 맞아.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얘, 얘 침대에 올라가서 한데 <laughs> 얘랑 아, 저랑이 2층 침대에서 둘이 이러고 있다가 올라가야 되나? 야 되나? 이거 보면서 올라갔잖아 나올 때 숨막혀 죽을 뻔했어 아 진짜. 나는 그때 또 뭐지? 저희 그때 항상 녹음실에 매니저님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고원이 수록곡 너 씻소 아, 아, 아, 아니다 너거 시소? 타이틀곡이다. 아. 그때는 우리 둘이만 아, 갔었던 아, 맞아요. 날이 있어요. 둘이 맞아. 지하철. 네. 지하철을 어, 지하철. 타고 대박이다. 맞아. 뭐 저희 둘끼리 이렇게 와라 음. 녹음하러 와라 해서 매점 어, 없어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가는 길에 뻥튀기도 사 먹고 한강도 들렸다 네 흐뭇하게 아, 신 구경도 다 하고 맞아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녹음까지 다 끝나고 시간이 이제 좀 빨리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아,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 우리 어차피 들어가면 좀 갑갑할 것 같은데 음. 한강 한번 들렸다 갈까 해서 택시비가 기본 한 2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음. 3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laughs> 왜 이렇게 막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 그래서 어, 어. 근데 사실 기사님께 좀만 돌다가 주세요 <laughs> 그랬구나. 아,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못 나가서. <laughs> 그리고 또 저희 녹음실에 그때 이제 윤이 데뷔니까 다이어트 음. 하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팠. 있잖아요. 어, 녹음실서 뭐 <laughs> 그래서 거기 녹음실 밑에 막 근처에 떡집도 있고 편의점 막 있고 이러잖아요. 맞아. 어디지? 모노트리? 맞아. 아, 잉그리드. 아 잉그리드. 잉그리드였어요.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응. 이제 이따가 아 진짜 배고프다. 근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막 스캔을 딱 했어요. 차 타고 이제 들어오면서 골목을 <laughs> 스캔을 막 해야죠 이제. 네, 이제 도넛 가게랑 <laughs> 아. 어, 몇분 정도 나오겠다 이런 거막 음. 하고 해서 누가 녹음할 때 그때 네, 들어가면 음. 회사분들도 다 같이 들어가시니까 밖에 저희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 야, 내가 이거 문 두드릴 테니까 두 번 두드릴 테니까 나 일단 문 열어줘 이러고 얘기를 해놓고 진짜 <laughs> 편의점 막 7분, 5분 거리 막 진짜 2분 만에 쉬짜 숨도 안 쉬고 뛰어다나 뛰어간다고 <laughs> 막 이렇게 물건 막 다 집어서 그냥 어. 사오고 언제 또못 봐, 그냥 네. 담아.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마침 녹음 끝나고 그 직원분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맞아. 진짜, 진짜 진짜 적절한 타이밍. 영화처럼. 아, 네. 해외 한번 갔다 오고 저 한번 네. 예. 나랑 집 아, 맞아. 저, 어, 언니랑. 저도 떡을 사와가지고 네. 저희가 막 약밥 이런 거 사와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가지고 그냥 입에 이렇게 몰래 아, 가방에 가방에 숨겨놓고. 야 떡집은 모노트리다 아, 잉그리드 잉그리드 편이죠. 잉그리드도 다 제가 다녔어요. 어. 먹었어요. 네, 잉그리드 나도 갔었는데 모노트리 때 내가 떡 하나 네, 사왔을 또, 또 갔을 아, 거예요. 또 네. 갔어요. 이게 예. 잘했어요. <laughs> <laughs> 가방에 넣어놓고 손 안에 이제 옷을 입은 소매 있잖아요. 아. 이 소매 안으로 이제 떡을 이렇게 아, 집어넣어요. 아 이렇게 안 보인 척하면서 여보 <laughs> 들어가 이렇게 집에 넣어줘 서로 그렇게 먹었던 적도 있어요. 진짜. 아. 그리고 그거 아. 그 녹음실에서 파리 그 빵집 있잖아요. 아, 거기를 검색하면 도보 8분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거기 뛰어가면 3분이었어요. 진짜. 아, 뛰어갔다 와서 3분 만에 가서 계속 뛰어야 돼. 마카롱 사서 응. 네. 입에 넣어주고 아, 진짜. <laughs>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다 추억이다. 그때 네. 진짜 너무 배고파서가지고 맞아. 그리고 항상 끝나면 그때 막 더워질 때라 수박 응. 음. 먹고 맞아 치킨 먹고 막 방 안에 모여가지고 음. 얘기도 막 새벽 4시까지 하고 음. 그랬었는데 근데 다음날 또 스케줄 가니까 일찍 자야 되잖아 근데 맞아. 안 자도 그냥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그때는 맞아요 음. 그리고 저희는 항상 방송 끝나면 진짜 아까 수박 말했던 것처럼 한 두 통을 사와요 음. 그럼 저희가 계속 이걸 먹으니까 사실 언제 한 번은 매니저님이 갔다 와서 막 화채가 돼 있으니까 아 맞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 안 몰래 나갔다 와가 음. 몰래 나갔다 와서 근데 이제야 말하지만 그냥 맨날 나왔었는데 <laughs> 맨날 메인님도 아시지 않았을 거예 아, 냉장고에 근데, 맨날 새로운 음식이 맞아, 있는데 수박이 항상 새 걸로 계속 그러니까. 리필돼 있는데 아 근데 제가 책가방에 책 숨겨서 <laughs> 가방 끈 끊어졌거든요 멍이 들고 가방끈을 끊어져 있고 <laughs> 어깨 멍들었어요 가방끈 자국으로 아, 가방은 끊어졌고 <laughs> 그게 너무 그 학교 갔다 왔는데 <laughs> 애 책가방이 왜 이렇게 커 수박이었어 수박을 근데 진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나가긴 했는데 진짜 뭐 너무 순수하게 수박만 사왔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 헝가리 딱 뮤비 찍고 왔을 때 이제 아. 그때 진짜 너무 못 먹었으니까 야 우리 한국 가면 그냥 진짜 우리 끝내는 거다 진짜로 우리 진짜 오늘만 사는 거다 이러고 딱 한국 도착해가지고 몸무게 한 박씩 재고 야 이건 비행기 붓기야 무시해 바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바로 지갑 챙겨서 나가가지고 마트에서 맞아. 그냥 다 담았어요. 다 담고 담으면서 또 누구는 이제 네. 배달 시키고 이래가지고 숙소에서 진짜 네 명에서 미친 듯이 먹을. 짜장면도 먹고 떡볶이 먹고 치킨도 먹고 치킨, 피자, 피자도 네. 수박도 수박도 어, 하체, 도 하체도 아, 먹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그 다음에 시리얼 가져와가지고 아, 또 시리얼 왕창 먹 시작이야. 맞아. 그리고 미국의 재고 이건 붓기야. <laughs>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집밥들 각자 아~ 집밥밥. 진짜 많이 먹었었죠. 집밥 미쳤어 그때. 각자 이제 집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보낸 청주, 의정부, 음, 뭐 부산, 맞아. 인천 맛있는 반찬들 전국 맛집이 다 모였죠. 그때 이제 제가 좋아했던 게 해준의 집에 메추리알 음.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이었는데 아. 그게 이제 되게 동그란 항아리에 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런 음. 통 같은데.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 이야기 중에 그 두루미? 두루미? 두루미가 아. 이렇게 막 하는 그거 하듯이 이제 메추리알을 여기 조금 남았는데 너무 깊이가 네. 깊으니까 맨날 아, <laughs> 이렇게 진짜 이렇게 굴려가지고 먹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저희 헝가리 갔을 때도 방을 저랑 추언니랑 쓰고 이번이랑 아. 고원이랑 썼는데 이번이 고원언니 방은 매니저님이 솔직하게 가지고 온 음식들 내면 내가 나중에 챙겨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들 솔직하게 다 냈대요 진짜 챙겨주실 줄 알고 응. 음. 저랑 추언니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두 개인가? 진짜 가져온 거 만약에 진짜 20개라고 치면 거 그 중에 두 개 내고 아. 진짜 초콜릿들은 100개 열어서 지퍼 열어가지고 거기다 숨기고 목베개 열어서 목베개 장식해놨어요 이렇게 티안 나게 진열장에 넣고 장식해놨고 진짜 휴지 같은 거 사이사이에 이렇게 어. 넣어놓고 해서 아. 우리는 몰래 먹었었거든요 계속 심지어 휴지통 안에도 네. 먹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니저님이 고원이랑 나는 이제 조금 덜 빼도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너네는 우리가 챙겨줄 테니까 믿고 내라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해골이 어. 됐어 요 <laughs> 진짜 저희가 일어나서 항상 저희의 아, 갈비뼈를 확인하면서 아 진짜 또살 뻔했어 아, 아 기차 쳐도 돼 이러면서 딩딩 딩딩 맨날 이러고 저는 근데 그 쪽방도 안 냈을 줄 알았어요 아아 우리는 믿고 냈어 아 대박 아 근데 음. 우리는 진짜 음, 계속 못 먹다가 그 헝가리 때 이제 좀 그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야, 맞아.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아니, 먹어보자. 이게 이러면서. 제가 진짜 처음으로 화가 났던 그 그때였어요. 헝가리 시절을. 맞아. 심각하게 관리를 하는. 첫 다이어트 아니야 인생 첫 다이어트. 인생 진짜. 처음 저에게 샐러드를 먹어라 이래서 저 <laughs> 내가 이러면서 안먹으도진 먹어도 빠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와바 그 마트를 헝가리 마트를 갔거든요. 아. 가가지고 원래 초콜릿이랑 아, 밀카랑 막 맞아. 치토스 이런 거를 1인당 한 10몇만 아. 원씩 샀었어요. 맞아. 미쳐가지고 근데 먹고 그걸 싶어서. 이제 반납. 아 맞아. 아 근데 또메이저님이몇개 저희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빼줘서 맞아, 맞아. 두개 그래서 야 얘들아 이거 지금 먹지 말고 너네 내일 <laughs>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어, 문 열자마자 <laughs> 야 뜯어 <laughs> 근데 아, 다 먹고 나서 다시 와가지고 딱 문을 열었는데 내가 방에서 아니 방에서 과자 냄새가 엄청 나가지고 너네 솔직히 말 먹었지 말이면서 아, 그래서 아, 그때 내가 어, 내가 이렇게 아, 딱 톡톡해가지고 내가 나가가지고 네 이러면서 이제 <laughs> 최대한 입냄새 안 나게 최대한 이렇게 이 모아가지고 네 아눈 그, 비비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 웃음 치면서 야 솔직히 말해 너네 먹었지 이래가지고 아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야 솔직히 말해 이래가지고 네 이래가지고 내가 애교처럼 그냥 와. 넘어갔던 맞아. 그때 아. 세, 네 명이서 이제 다 한 방에 모여서 먹고 네. 제가 잠깐 씻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세 명이 잠이 들어서 맞아요. 저는 카드키도 없이 밖에서 밖에서 잠옷 빨아으로 문양자 <laughs> 말도 안 통하는 헝가리에서 근데 헝가리 때는 거의 그냥 방 약간 모여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 그 모여있으면 힘이 됐어 <laughs> 네 그냥 진짜. 어딜 가든 한 방에 모이는 게 더 재밌고 약간 그런 거지 그리고 맞아. 우리 그때 막 가가지고 음. 찍을 때 촬영할 때 스태프분들이 식사 이렇게 가시고 우리끼리만 남을 때 있잖아 맞아. 그때 이제 스태프들이 드시던 그 빨간 과자 아세요? 약간 봉지로 된 아, 거? 맞아요 그거 그거 어. 이게 남겨가면 그거 하나 맛보겠다고 진짜 이렇게 조그만... 네 명이서 망보다가 하나씩 넣어주고 막 이래 저는 그거 촬영장에 가면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후가릴 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무슨 물건 같은 거 주변에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약간 은근슬쩍 뭔가 어 여기 뭐뭐 뭐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있나 이러면서 약간 은, 약간 아 그냥 예, 약간 그냥 뭐 둘러본 척하다가 이렇게 또 옷 소매로 이렇게 가지고 쓰는 보습을 이렇게 거의 청소기처럼 이렇게 쓱 네. 해가지고 가져가고 또 아, 나는 자켓 촬영할 때 막 햄버거랑 찍는 그 햄버거 가게 샷이 있었잖아요 음.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스태프분들은 그 햄버거를 그 저희 큰 버스 안에서 드셨어요 맞아. 드시고 막 몇 개막 음. 여러 개 있었는데 이제 막 촬영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제가 그래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척하면서 감자튀김을 <laughs> 이렇게 하나씩 먹었어요. <laughs> 아, 이런 거딱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너무 음. 먹고 싶었었어. 진짜 헝그리, 헝그리였어요. 헝그리. 진짜 헝가리, 헝그리. 헝가리, 헝그리. 이제 첫 데뷔니까. 맞아요. 이제 또 잘해야 되고 맞아. 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건강하게 이제 하고 그쵸. 각자 알아서 먹으면서 하고 네, 각자가 조절하는 거지. 그쵸. 저 와바 때 그 활동할 때 인이어 뭐 맨날 아, 이렇게 맞아요. 두 쪽을 원래 끼잖아요. 네. 근데 맨날 이제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한쪽이 이제 날라갔어요. <laughs> 그래서 어. 인이어를 이제 한쪽만 꼈었는데 이제 매니저님이 그때 당시에 되게 무서우셔가지고 맨날 맞아요. 뭔가 다 검사하고 맞아요. 막 제가 리더라고 맨날 이제 불려가서 이제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신인이고 하니까 네. 더 그랬는데 인이어 날라간 걸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4주? 사주를 음. 그 인연을 숨겼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매니저님 맨날 인연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부 뭐 너가 할 거야 이래서 아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 다 했어요 이러면서 맨날 진짜 연기를 일삼아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매니저님 괜히 언니한테 가도 인이어 정리를 아 제가 할게 제가 할게 아, 해주고 막 진짜 연기 같이 해주고 이래가지고 전 다행히 혼나지 않았어요 숨길 수 없는 거 그분은 아직도 모르실걸요? 와, 아, 이제 그치.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 지나고 다른 매니저님이 오실 때 그때야 수리.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수리를 맡겨야될것 어, 같아요 어? 이게 왜 원래 없었어요? 이래가지고 <laughs> 네 원래 없었어요 근데 짱 웃겨요 그 헝가리 공항 첫 내려가지고 이제 출국할 때도 하세 언니 가방 차에 두고 <laughs> 내려가지 진짜 아, 아 맞다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아. 웃겨 눈 뜨자마자 근데 숨길 수 없었던 거 약간 방송국에 신발 두고 음. 왔던 아 추웠어 진짜 <laughs> 신발을 그 감싸줄 수 없어 근데 아유. 솔직히 저는 아 아니에요 이제 와서 웃을 수 있는데 맞아, 그때 맞아. 진짜 죽고 싶었어요 <laughs> 진짜 이 모든 식은 땀과 온몸에 진짜 땀이 다 나고 진짜. 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지낸 시간도 막 없었고 이러니까 음. 음. 적응할 하게 아. 이제 너무 많았던 거지. 진짜. 그래도 그렇게 순환을 겪어서 맞아.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재밌어요. 지금은 근데 그래서 네. 강해졌던 것 같아요. 네. 강해졌어요? 네, 강해졌어요? 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국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인이어 막 정리하고 이런 건 저희 유닛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진짜 제일 빨리 나와 요 저희 버플 하이하이 뭐 소왓 이런 거 지날수록 응. 음. 미친 듯이 더 빨라져가지고 지금도 <laughs> 자 완전 체이즈 준비할게 이러면 네 이러면서 무섭고. 이제 와와바만 나와 있는 거야. 맞아, 뭐야 또 와와바예요? 뭐야 애들 왜 이렇게 느려? 그래서 맨날 리패키지도 하고 싶은 게 그때랑 지금이랑 활동하면 은 다를 음. 것 같아서 음. 뭔가 우리끼리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더 좀잘 뭐 맞을 것 음. 같은? 네, 그땐 밝은 노래였는데 사실 이렇게 속으로 뒤에서는 뭔가 뭔가 걱정도 많고 이랬어가지고 맞아. 처음이어서 저희는 음. 이제 솔직히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인 만큼 맞아요. 고충도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눈치 볼 것도 많고 막 혹시나 막 다른 전에 팀들한테 피해 가 가지 네, 않을까 네, 회사가 우리한테 실망을 하지 않을까 진짜 우리끼리만 네. 솔직히 살 길이었는데 진짜 다들 버텨준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다 <laughs> 갑자기 <laughs> 진짜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네, 아파 네, 우리 애기들 맞아요. 진짜 애기들이었는데 사실 그런 시간이 있었어서 약간 뭉쳐서 지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만맞 했으면은 음. 지금 네.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맞아. 진짜. 그리고 저희끼리 또 모이면 또 할 말도 되게 많잖아요. 아 그때 그랬지. 맞아. 지금 생각하면 재밌고 그것 때문에 음. 더 강해질 수 있었던. 맞아. 맞아. 그때는 진짜 어, 이게 지나갈까 이랬는데 지금 맞아요. 생각하면 야 그 시간 덕분에. 어, 그짜 그, 그때 너무 웃겨요, 지금 말하면. 그니까. 솔직히 진짜 더 많거든요? 이거 또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다 한 번에 말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음. 네. <laughs> 와바 리팩 내달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아마 기회가 되면 또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와바가 콘서트 하거나 이런 공연을 할 때 진짜 조금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음. 지금 기존 곡으로는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어,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리, 약간 리패키지도 그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하잖아요. 음, 그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였으면 어떤 곡을 했을까 약간 이런 것도 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음. 오늘 내일 분께서 왜 이렇게 군대 썰 푸는 것 같지라고 <laughs> 하셨어요. 진짜 약간 옛날 얘기처럼 하는데 오늘 그래도 약간 방송 가능한 <laughs> 그런 썰들로만 조금 얘기해드렸는데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재밌었죠. 저희도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맞아요. 그 저희 그 랑데부 뮤비도 찍었었거든요. 아, 아 맞다 맞아. 랑데뷰 어, 뮤비 진짜 재밌었아 맞아 맞아 네. 근데 그게 공개가 안 돼서 되게 아쉬워요 끝까지 진짜. 다 찍었는데 드론 날려서 네 아, 진짜 드론까지 아, 날려서 진짜. 넓은 그 들판에서 다 같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모든 것이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이러면서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네. 맞아 아쉽다. 그거 진짜 공개하고 그러니까. 싶은데 자켓 의상으로 다 찍었거든요. 저 빨간 자켓, 해주 음. 아, 그 파란 치마 입은 네, 날 셔츠, 치유 치가 그때 포니테일 하고 아, 네, 가디건 말어 그때 아마 탐구엔 나갔었던 거. 아 탐구엔 나갔어. 그 해주 문 닥차고 나오는 거. 맞아. 맞아. 그때 저희가 아. 랑데뷰 찍고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건 좀 음. 아쉽지만. 그거는 어딘가요? 감독님들께 있어. 오 그러네. 음. 손님 춘님 스토리? 이거는 간단한데 그냥 뭐 안무 연습하다가 예 음. 네, 약간 그냥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최대한 존중을 해야 돼요. 음. 춘님 손님 송을 그냥 선물 따서 손님 저 잘해요. 손님 화이팅. 불배를 해킹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음, 어, 지금 지금 계신 분들 지금 계신 분들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네. 너무 잘하죠. 불뱀 뭐라 하지 마세요. 문석호 아버지 사진 한 컷만. 음, 오비분들께서 다들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지지를 받고. <laughs> 아버지! 반말 와바가 보고 싶네요. 반말, 반말 와봐? 와봐. 반말 하잖아 우리. 수훈이. 어. 근데 반말일까요? 제가 고원이한테 반말 야왜 안 쓰냐 반말 써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래서 어 그래 빨리 쓴다 이랬는데 네가 쓰라고 했잖아 이러면 그래서 아니 그건 반말이 아니지 이랬는데 뭐 막그래서 래 그래서 네가 쓰라네 반말의 그거를 모르는 건가 생각했죠. 음. <laughs> 어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진짜. 어 아!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갔네요. 그러니까. 오늘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저희 와바끼리 그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재밌었고 추억팔이 추억팔 하니까 재밌네요. 진짜. 그 추억팔이를 할 수 있었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 이게 최근에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아, 어쩌다가 맞아. 연습실에 모였는데 딱와봐였 아, 아 맞아 네. 그때 그래서, 김치 짜글이 먹으면서 네. 그래서 <laughs> 맛있었어 과거 얘기를 하다가 활동 얘기 나오고 뭐 이러다가 어 그때 그랬지 하니까 그때 술술 얘기가 나오더라고 맞아 진짜 우리 이달소 멤버들 다 너무 재밌고 맞아요. 하지만 이 와하바의 케미도 정말 맞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그 느낌이 다르죠. 음, 근데 네, 유닛마다 느낌이 네. 달라가지고 되게 음.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또 그런 매력을 좋아하시니까요. 네, 시끄러울 것 같긴 하 네. 아까 오디오 물린다는 얘기 진짜 많이 나왔어. 아 그래? 네 처음으로 뭘 12명 구입도 하는데 뭐 11명 뭐 갑자기 새삼스럽게 네 그러세요? 아, 뭔 소리야 진짜 오. 진짜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오비분들 봐서 좋았고 솔직히 요즘에 막 건강 조심해야 되셔가지고 네. 거의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답답함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뭔가 사이다 같은 음. 그런 시원함을 드렸으면 좋았, 좋을 것 같아요 싸이다 싸이다 싸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싸이다 조금 재밌는 시간이 됐을까요? 예 예. 오기들도 예. 다 재밌었대 오늘 맞아요. 다행이다 와. 다음에 또 이렇게 와와바가 또 찾아올게요 그때 진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나 그런 네. 거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끼리 짜글이 먹으면서 얘기해가지고 <laughs> 진짜 제대로 준비해올게요 <laughs> 너희한테 혼난 것 같아 오늘 와바한테 혼나기 이제 익숙하다 못해 즐거워 아 일일이 웃을 거 오늘 다 웃었다 앞으로도 많이 혼내줄게요 해주 반말해주세요 반말 잘해요 해주 나는 잘해. 나는 반말 잘하지 응. 맞아 나는 뭐 전에도 항상 섞었어가지고 맞아 맞아요 저한테도 그냥 아니 너가 말하자 예원 <laughs> 언니랑 얘기하다가 아니 너가 너가 이랬는데 또 투원이를 얘기하다가 야, 너! 야 너가 <laughs> 예전에 이런 적 있어요 말 놓기 전에 말 음, 놓기 전에 아, 야 너! 야 너가!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나는 당황해서 어? <laughs> 근데 너무 다 자연스러웠어 진짜 저희도 네 맞아 아 근데 저는 너무 네 응, 얘기해요 어, 어. 근데 팬분들이 그때 꼭 않아. 오늘 착장으로 와주세요. 오늘이요? 오늘 <laughs> 착장? 네? 아, 아까 말씀드린 아, 거. 말씀드린 착장. 고언니가 아, 비키니 입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 아, 네. 스키복 언니. 좋아요. 곧 날이 더 더워질 텐데. 8월에 만납시다. 8월에. <laughs> 섹시 잠옷은 언제 입어야 되죠? 섹시 잠옷? 왜 안 입어요, 언니? 나 있긴 있는데 어제 뭐. 뭔 소리야 나 본 적이 없는데 너네 왜 내가 준 후드집업도 아니고? 그거든요실에 진짜 굴러다니던데? 아닌데요? 나는 장롱에 걸어놨다. 나 있어 집에 말이 짧다? <laughs> 반말한다며? 반말은 가쓰 반말인데 짧다는 조금 심하다. 어. 사진만 보면 계절을 알 수 없겠네. 사진만 보면 그렇겠죠. 아 그리고 클로리스 진짜 더워요 여러분 저희 아, 활동할 때 진짜 진짜 많이 흘렸어요 그 안에 가디건이 진짜 더워요. 저희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포 일단 가디건. 탑을 입고 그 다음에 위에 나시를 입고 그 다음에 노란 털 가디건을 입고 그 다음에 기모 자켓을 입어요. 아 맞아. 나시도 아니지 않아요? 긴팔이에요 긴팔. 긴팔로 긴팔. 하다가 저희가 너무 더워서 이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팔을 잘랐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 그런 고충이 있었지요. 자 이번에 진짜 마무리해야 될것 예. 같은데 예. 너무 아쉬운데? 오늘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오빈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진짜 또 이렇게 목소리로 하는 것만 또 다르니까 우리 출시부터 아니 네. 강아디님부터 예. 어, 이제 뭐 저희가 전에는 전에 했던 달주 파수는 세 음. 명이 하다가 오늘 이제 4 명에서 오디오가 물린다는 사람이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너무 다 또. 아니에요. 오디오가 물린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음. 뭐 이런 재미가 있는 건가 봐요. 맞아. 그래서 음. 그래도 저희 되게 보고 싶어 해줘서 고맙고 저희도 많이 보고 싶으니까 소앗 무대도 조만간 이 감기가 지나가면 꼭 보여드릴게요. 보고 싶어요 오비 사랑해요. 아련하다. 음, 진짜. 우리 고디는? 저 고원인데. <laughs> 고디. 고디. 틀렸어 내가. 저는 어, 일단 저희 와바끼리 이렇게 뭐 하는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음.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오빛들 오랜만에 또 소통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음. 진짜 빨리 전 직접 만나고 싶거든요. 아, 진짜. 얼른 맞아.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우빛들도 정말 조심하고 음. 저희 이렇게 자주자주 봐요. 음. 진짜. 음. 끝? 예. 좋아. 저도 이제 저희가 활동하면서도 얼굴을 잘 못 보여드리고 지금도 이제 활동이 마무리돼가지고 잘 못 보잖아요 얼굴을 직접 근데도 이제 변함없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이래서 진짜 이거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편지도 잘 읽고 있고요 항상 저희도 오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 꼭 곧 만납시다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예. 조심 예. 저네 어 정말 한 시간 꽉 채워서 얘기한 것 같아요. 뭔가 음. 둘이서 했던 거랑 또 되게 다르네요. 음. 정말 말 많이 했고 오늘 어 다음에 또 달의 주파수로 찾아오겠습니다. 음. 많이 기다 기다리지 마세요. 오, 오, 멋있다 역시 진짜. 기다리지 마 기다리지 마기다리 기다리지 마. 그러면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달의 주파수의 11 DJ 이쁘디 강아디 나 구원인디 나 올리비아인디 우리는 와바인디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우리 안녕 네. 고생했습니다 어, 혜주야 미안. 미안 오늘 방송은 괜찮았어? 미안해 혜주야 맞언니였어어 방송 안끝났구나 미안 혜주야 미안해 아, 혜주야 때리지 마 혜주야 때리지 마 방송이 안 끝났구나 미안해